이제 땅콩 소스 베이스고 또 쿨한 면 베이스니까 이게 국물이 담백하면서 얼큰한 맛이 네, 이열치열이 딱 정석일 것 같습니다. 땅콩 소스가 있어서 고소한 향이 엄청 올라올 것 같아요. 냄새 어떤가요? 냄새 어떤가요? 땅콩 냄새 나는데? 한탄면 원래 땅콩 넣어 <laughs> 아니, 아니, 아 뭔지도 모르고 먹는다고 그런 거야? <laughs> 모르고 아, 탄탄면에 땅콩이 있다고 탄탄인 거 뜨거운 거 조심하세요 와 양이 진짜 아우 저 면발 봐 와한 번에 와 야, 이거 음. 아 맛있겠다. 오, 넌 제대로 끓여줬어. 불향구나. 뱉으안 돼. 역시! 우리 원대. 와. 진짜 고소하다. 이 땅콩 고소함의 베이스와 그 살짝 그 매콤함 같이 배인 것 같아. 불맛도 살짝 어, 나. 불맛도 살짝 나면서 이 고추기름 이게 완전 풍미로 높여주는 음. 것 같아. 어! 어! 제대로 갑니다. 제대로 갑니다. 저몸 대박이다. 역시. 아! 너무 좋았데 약간 둘다 다 끊었네. 아, 뜨거. 지금 코치네. 매니저네요. 매니저 코치. 먹어라. 좋은 콤비예요. 어 근데 이거 먹으니까 확실히 입가심이 된다. 아, 오리 쌌어요. 오리 스테이크에다가. 오리 스테이크에 쌌어요. 얼마나 어, 저것도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음. 음, 음, 음 갑자기 먹어요. 그 와중에 아빠가 어, 라면에 고기. 어, 어, 어 진짜 먹 난리네 이거. 와. 오. 아유 잘 먹어. 아 정말 잘 먹는다. 와. 오늘 대박이다. 역시 윤석민 선수는 기겁하고 있을 때. 네. 몰랐어요. 많이 네, 많이 네, 몰랐어요. 아 진짜 잘 먹는다. 내가 왜 까불었을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때는 어, 내가 아니었나 봐 아. 아, 유미선수도좀 지쳐가는 것 같죠? 거의 한계에 온것 같은 느낌이야 힘들다